여기다 넣어 옳지 여기다 넣어 여기다 넣는 거야 그래 여기다 넣어 아니 여기다 넣어 자 이거를 할 거거든 이거를 할 거야 아, 하나 둘셋넷 둘셋넷 Nothing. 아 여기다 줘. 아, 여기다. 여기다 줘. 갖고 여기다 아니 여기. 여기다. 여기다 놔. 여기다 주 주세요. 아니 나한테.

아 올라가